있다 아. 나 아, 복구를 키는 마법을 보여줄게 마법 <laughs> 아유 소리 한명 또 온다 어, 뭐야 뭐야 얘는 아이고 아프다 아이들 먹었어 미안해 하하하 전곧 죽습니다 잘 있어요 <laughs> 출혈 출혈 나이스 Zone A. Capture Zone A. Grenade! lost his own C. You captured Zone C.